안녕 라이온 우리 아기 라이온들이 곧 1주년을 맞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대왕 라이온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1주년 동안 우리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참 이게 하기가 쉽지 않네요 되게 여러가지 많은 일도 있었고 우리 항상 힘들거나 기쁘거나 슬플 때 항상 우리 옆에서 소중하고 많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그거를 하니까 뭐 라이온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사실 좋아 <laughs> 잘 모르겠지만 에나 라이온 좋아하잖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앞으로 1주년, 10주년, 100주년 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잘 부탁해요 다음에 또 봅시다 라이온 1주년 축하해 축하용